나는 살고야 너랑 살고야 나는 살 아, 아, 아. 거야 어, 어, 진이 말대로 여기 위에만 아어 아프고? 아니 아니 발성 연습을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하더라고 자꾸 네. 들려서 쳐다보면 약간 세스릭스 발성이 있듯이 약간 준지릭스 발성이 있거든요 약간 저 살짝 마스터한 것 같아요 음. 뭐, 뭘로 해볼까? 음. 도시아요 맞나요? 서광차 어. 그 사이렌이 없다 어, 서광차 사이렌 준지를 불러주세요 어떻게 음. 어디서 오셨어왜 밤을 샜어? 이름 네 나이 나이 어, 어 근데 어렴풋이 보이네 좋아하는 거 어 보이는데 나보이는 아, 가족 관계. 안돼 안돼. 아, 저는 그딱 전화가 뛰려왔는 규빈 오빠, 멘트도 계속 준비해 오시는데 이런 멘탈 너무 제일 궁금했던 재밌습니다. 머쓱하면서도 아, <laughs> 기분이 좋아요. 라이언즈가 힘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나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하겠어요 오늘 왜 오늘 왜 오늘 왜 어?